어젯밤에 자기 전에 한 1시간가량 소곱창 먹는 걸 봤고요 집에서 다 같이 TV를 보면서 프링클 지금 굉장히 심장이 기대가지고 근데 쌈장에 찍어서 이렇게 김치와 함께 입에 넣어주는 것 지금 굉장히 흥분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요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다 배가 고파요 비빔냉면에 잘 구운 고기 한 점 올리고 고기 잘 구운 김치와 마늘을 딱 올려서 이 쌈장을 딱 싸갖고 돌돌돌 말아갖고 입에 쏙